아, 닙니다 아, 닙니다 아닙니다. 아, 닙니다 아, 아,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로 가느냐? 바로 1위 팬매를 진행하러 갑니다. 저의 선물. 그래, 가지고.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. 다 가네요. 저희 항상 가장 떨리는 시,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안녕. 얼른 가야겠습니다. 기다리고 계십니다. 아 제가 제일 사랑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잘,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을 텐데 제가 그 상하는 보답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들고요 하지만 잘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우리 팬분들이 아니었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아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볼 수 있도록 다음 멤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